안녕하세요. 배짱이에요. 어, 오늘은 어, 영어 번역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.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, 우리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 채팅 속에서 외국인들이 들으면 어, PC에서 할 때는 그래도 옆에 체, 어, 페이지를 한 페이지 열어가지고 구글에서 번역을 해서 바로 복사를 해서 하면 되지만 휴대폰 하나를 했을 때는 이게 영어를 번역해서 어떻게 써놔야 될지 어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, 배짱이인 지 알았어요. 음, 대단하죠. 음, 그러니까 배짱이지. 자, 한번 해볼게요. 영어 잘하시는 분은 굳이 필요 없겠지만 자, 유튜브를 켭니다 유튜브 어라? 오빠야가 나오네. 오빠야 까꿍 오빠야 거 이렇게 올려도 될라나? 음 무절기라 오빠야 맨날 쓰는 말이네 자 이제 오빠야를 음, 테스트를 자 여기서 음 예를 들어서 오빠의 노래를 듣는다 그러면 어, 여기 채팅 창의를 들어갑니다. 여 밑에 거는 보이면 좀 그렇겠죠? 음, 채팅창이 들어가서 어디 갔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려면 좀 불편하네 이렇게 합니다. 화면은 이렇게 보이죠? 음? 여기 점 3개 요거를 누릅니다. 그럼 여기 번역이라는 게 있죠. 번역 이거를 먼저 누르고 글을 씁니다. 어, 뭐라고 쓰지? 어, 해볼게요. 오빠야? 어? 오빠야? 까꿍 저녁 10시 30분 오빠야 음, TV에서 응? 에서 만나요 네, 좀 공 찍고 뭐 이렇게 했죠 잘 보이세요?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여기 있죠 요거 꼭 눌러요 그러면 샬레 샬레 샬레 영어로 다 나오죠 오빠야 해가지고 나오네 그쵸? 음,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일단은 날려요 그러면 오 영어로 다 나오죠 저녁 10시 30분에 오빠야 채널에서 보자고 어. 오빠야 TV가 밤 10시 30분에 방송을 하거든요 음,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어, 오빠야 이거 영어로 보면 어떡하지? 자기 옷잘 거라 어, 맨날 오빠야 이 얘기 잘 쓰거든요 응? 자, 잘 보이십니까? 여기까지 어, 아, 부장이가 영어 번역기를 음,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까끔 떠있어 오빠의 저녁에 보이시다 코 오빠야도